벌써 단풍이 지는 음. 단풍 치지 몇 주만 있으면 나머지 다 떨어지겠다 이제 시작인데 그치? 겨울 동안에 웬만한 건 끝내놓으려고 해놨다 겨울 공사 안 할 거예요 아빠 우내 그래? 우리 식당 가자 엄마가 집에서 밥 해준다는데? 그래도 너랑 엄마랑 한 패지